6837번님. 영민님, 나은이 예능 캐릭터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우리 손낭님, 어, 겁없고, 귀엽고, 말랑꼬짝한거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너무 감동이에요. 어, 어떻게 예능 캐릭터를 어떻게 좀 잡아주셨어요? 아, 우리, 우리 손나은 씨가 네.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냉정한 구석이 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잘 웃고 하지만 네. 네, 공감 능력이 좀 현저히 떨어져요. 어. 아 약간 미주 씨랑 비슷하네요. 아 그렇습니까? 예, 네, 그 제가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그게 진짜 사람다운 거거든요. 아, 네. 그, 네. 어, 그러고 보니까 진짜 둘다 네. 공통점이 와 깨톡을 저렇게 안 까네 아, 어. 그런 또 공통점이 있었네 아. 톡방이 있어요 캠캠 톡방 단체 근데 손나은 씨만 없어요 음. 맞아 네.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톡을 안 까시는 안간지몇년 됐어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. 그것도 어, 뭔가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있을 것 같고 아. 그 음. 아는 사람 명단에 그래서 음. 다시 깔면 아, 모르는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음. 소외된 기분이 좀 들어서. 음. 다시 까기가 좀 무서운데 언니가 깔라고 해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와 저거를 3개월째 <laughs> 사수걸 하고 계속 있어요. 같은 톤으로. <laughs> 어.